여기 실내라는 친구를 소개할게요. 어? 저런 누군가를 미워하고 멀어지니 실내는 녹이 쓸고 말았네요. 아하! 실내는 함께할 때에야 건강해질 수 있네요. 곁으로 또 곁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실내 실내가 이어지니 우리를 지켜주는 벽이 되었습니다. 우리 함께 이어가요 실내의 방벽 이겨내요 코로나19